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향수 초보를 벗어나는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향수 처음 사실 때 뭐가 가장 궁금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향수 살 때 보면 ED 뭐 P, EDC, EDT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을 이제 만들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향수를 처음 접하는 새내기 분들이나 향수 초보분들이 혹시나 보실까 싶어서 이렇게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럼 얘기하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주제는요. 향수 부향률입니다. 향수 부향률 하면 처음에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EDT, EDP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EDC 이게 가장 들어보기는 힘든데 가끔 가끔 정말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제 쓸 때는 cologne이라 쓰기도 하지만 EDC라고 많이 쓰는데요. 이거를 풀어 읽으면 오드 콜로니움 또는 eau de cologne이라고 읽습니다. 가장 연한 향수 축에 속하면서 음, 지속력은 1시간에서 2시간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2시간에서 3시간이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이제 브랜드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뭐 우리가 느끼는 거 입구 컷?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향수예요. 이제 저도 이걸 찾아봤을 때 3%에서 8%의 부항률을 가지면서 평균적으로 5%를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한 1시간, 3시간 사이로 이렇게 차이가 나나봐요. 그리고 알코올 농도는 75%에서 8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드코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뒤에 C가 붙으면 제일 연한 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EDT Eau de toilette입니다. 지속 시간은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되고요. 부양률은 5%에서 15% 사이고요. 평균 10%라고 하네요. 알코올 농도는 80에서 85 사이의 향수를 eau de toilette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EDP 그리고 eau de parfum이라고 합니다. Eau de parfum은 parfum의 전 단계로 한 5시간에서 7시간 사이의 지속력을 가지고 있고요. 부향률은 10%에서 20% 그리고 평균은 15%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알코올 농도는 85%에서 90%까지 그 정도 되는 게 eau de parfum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오드 뚜알렛이랑 오드 퍼퓸이고요. 그 이후에 parfum 단계도 사실 보기가 많이 힘들어요. 가끔 브랜드에 한두 개 정도 있을 정도니까 toilette이랑 parfum 정도만 아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예외적인 것도 알아둬야겠죠? Eau de parfum 다음에 네 번째 parfum입니다. 어, 일부 브랜드나 다른 곳은 extrait de parfum 이런 식으로 써요. 여기 아마 이렇게 정보를 남겨놨겠죠? 근데 이게 가장 진해요. 10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요. 어, 15에서 40%까지의 그 부양률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알코올 농도는 되게 진해요. 99.5%의 알코올 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알코올 농도나 뭐 부향률까지는 사실 기억을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EDT는 뭐 어느 정도 지속된다. EDP는 어느 정도 지속된다. 이런 거 정도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부향률은 여기까지고 두 번째, note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보통 뭐 이렇게 향수 찾아보면 뭐 뭐, 뭐, 뭐, top note는 뭐고, middle note는 뭐고, 뭐 base note는 뭐다 이러는데 그게 이제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향수를 칙 하고 뿌리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는 확 나는 그 향이 top note라고 해요. 또 다른 이름은 head note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는 보통 top note라고 쓰는데 head note라고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top note 같은 경우는 착 뿌리고 나는 30분까지의 향을 top note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때 보통 강하게 느껴지는 건 citrus 쪽이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저는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 middle note입니다. heart note라고도 해요. 가장 브랜드의 identity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middle note heart note인데 또다 저는 이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공부하면서 soul note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종종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middle note가 조향사가 가장 이제 의도하는 향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한 2시간에서 5시간 사이 그 향을 middle note라고 하고 그게 가장 그 향수의 핵심적인 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나는 향이 보통 middle note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사실 5시간이면 잔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향수 공부하고 저도 좀 잘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base note입니다. 보통 last note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이거를 원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지나갈 때 잔향을 저는 원래 base note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base note의 정확한 정의는 우리가 세척을 하지 않거나 씻지 않았을 때 살에 남는 그 향, 잔향이라고 하죠. 그게 base note래요. 그리고 피부나 옷에 스며들 정도로 보류제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그 지나갈 때 나는 향이 원래는 미들노트였다는 거 저도 이번에 새로 배웠네요.